키우는 대로 키우자 얘는 안 키울 것 같은데? 너무 애기다 안 쓰는데 이제 데뷔?

루나 루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곱쟁이 네. 탭 <laughs> 초롱 네, 지금 눈이 학교가 초롱이지? 초롱입니다 그리고 됐다 됐다 이제 밑에 해주세요 <laughs> 아우 힘들게도 산다 음, 조쉽게 잘 해놨네 그런 거 많은데? 자꾸 어, 나한테 오는데? 무섭나봐 뭐 아니 근데 자꾸 저쪽으로 갈라 그래 쫄았나 보다 소리가 അമ്മ ഉണ്ട്